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려노브입니다! 네, 여러분들 메리 추석 보내시고요. 어, 오늘만큼은 봉인해지 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추석 항상 웃을 일만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만난 가족분들과 아주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재미난 이야기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어린이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용돈은 내가 맡아줄게 이런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예, 절대 제가, 제가 속았지 않습니다 저도 속았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 이번 추석 다리 안 보이면 저 이해를 찾아주세요 여기 동그란 달이 있습니다 아, 루프셔 이번, 어? 이번 달보다 더 크다는 소리 아, 맞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들 환한 달빛처럼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이번 추석 가족분들과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즐 행복한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저 유정이 보시고 정이 가득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네 여러분들 이번 추석도 저희 올리오노와 함께 아주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리오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요. 네, 메리 추석. 메리 추석. 메리 추석. 메리 추석. 메리 추석. 메리 추석. 메리 추석.